찔러야 돼요. 오, 그냥 물다 빠진다니까. 오. 이, 이, 이, 이. 잘 뜯어져? 어, 잘 뜯어져. 나쁘잖아. 너무 삶았다고요? 너무 쫄겨요? 쫄겨어 네, 아, 적당히 삶아. 두대 있는 데가 쫄겨. 맛봐. 얇게 쓸게. 거까지 썰라야 돼? 맛없겠다 이건 내가 먹어야 내가 먹어본 결과 요 정도가 딱 좋아